あきょんしくん綺麗だと思うでしょ何何か話したいことあるのもうはっきり言ってよあもしかして初めての夜だから 忘れられない夜過ごしたいぐなあらっそ早く밤이아름다운못보러어서오랑께 흐흐 기히 먹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이와 에? 왜? 아유 아유 아네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이와 긁어입니다 왜요? 아, 뭐, 뭘긁헐 그리고 이거 밑에 풀 밑에 나한테 가있다 어? 목! 목! 뭐? 뭐 정말 이 아타타카이 가을에 아, 그래. 부자님도 콤 뭐 농사 치 그렇고 치지이 아타타카이 가을에 <laughs> 우리는 드디어 목포에 왔습니다 야우 목포가 참 관광으로도 유명이거든요 아 어, 진짜요? 어, 관광으로 유명한 이 목포에 한번 왔다 제가 맞습니다. 南の方の暖かい바다って感じめっ近いじ まあ、売りねそう考えたらこの前の関温道行ったじゃないよ、うん、北、うん、でもっぽん南来るね一応南ね縦断してるよね어그러네그러네그러네신기하다뭐이러다가한국까지그냥즉도스무대요리어때안녕하세요조심해오봐봐오잘하는데요언제든와 잠깐 잠깐 멈춰 그렇게 이게 이런 게 있대 저거는 무슨 바다 분수대 요구터인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시나이케도 아今 できないんだできないできない아 쉽네 사실 맨날 움직이고 낙지 또 소고기 ちょっと待ってじゃんけんこれまだ生きてる そこにとナッツええちょ嘘잘 어. 먹네. 엄청 닐프키스네 야 아, 식감 좋다 조금 마늘이 있잖아요 어. 소고기도 맥주 아우다 같이 이렇게 먹는 게 낙지 탕탕이라는 요리야와 니기요카스 맛있네 어, 이 모엔이 이거 하고요 와, 와 미소 깊겠다 제일 맛있겠다 무조건 음악이야 맛있을 것 같아 이 TV로 따별하려 목포해상 케이블카 어. 지금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케이블카 케이블카? 이마 저도 저녁 시간이에요 응. 예쁘겠다 그러게 딱 우리가 노루토끼 초코도 기억하 대안가 바이바이의 시간だから 今 응? 아니 私はバイバイしない <laughs> 지금 타면 진짜 최고예요 여기서 이거 여기 아이씨 아딱선셋이딱키리토끼다요같다진짜현지맛집어그런것도시대로와저기뭔가카렌더みたい2026年の아니뭐무슨색깔이막겁나예쁘다니자기 할 말이 없어요? 이 바다를 보면서 음. 코리코 마에대 할 말이 없어요 되게 시치문이죠? 응 음. 오카네 가시대 또 나니? <laughs> 사이 사이대 인기가 많아서 우리 저녁입니다 <laughs> 먹고왔는데 저녁 오렌 또 소떡소떡 몇번 아직 갔으면 음 그러네요 30분 만에 이 티켓을 갔대 또한 시간 기다려야 되죠 오해돼 또한 시간 디즈니랜드다 아. 갑니다 너무예쁘다현재하신캐비는로승강장으로출발いや私こんな遅い時間にケーブルカー乗ったの初めて그러게夜景めっちゃいいじゃん 도연산찍으려면낮에가이なぜがいいじゃないでもデートとかで行くなら私夜もめっちゃいいかもああちっ아진짜하긴ど게너무길다だってこっち鉄橋鉄橋がめっちゃ綺麗に見えるし反対は家とか港のライトがすごいねの그래이제사이보가그래귀신집이에요センターに来ましたもう遅いけん ここで買って帰ろう <laughs> せっかく来たから1 0残して何か知ってる家で横見るやつヘサンブルセットですイエーイそして今回私たちはジョルラドーのスーよー편의점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るース。今日プランニングしてくれたフロジックに感謝しかないはいグロッポーこれチャールス食べこれね一番気になるんだえこれ初めてじゃないなんだろうえこれおっとけおっとけよえちょこちょもしかしてこれ生きてるまだ生きてるじ生きてるじ。해산물이익기때문에그え난이そう。本当。 이거는 식감이 맛있어 식감 식감을 참터널시메로 해봐 그쵸? 괜찮지? 음 괜찮아 서로 요리만 부드럽네 음, 음私これ저게는一食べやすい味一番美味しいかも저기も好き 음. 음. 음. 약간 새끼손가락 타버리게 돼 한잔하고 목포의 낙지 호롱이를 한번 먹어보죠 막 낙지 호롱이 원, 투, 쓰리, 포 빼빼빼빼빼빼 와타 사파 파라바라바파 목포 스카이워크래 헐 혹시? 아니야 시これ 오징어 게임 <laughs> 바이바이보 오케이 見て下 <laughs> 여기가 반집이요? 응 진짜 목포에서 어, 왜? 정말 유명해다 에 귀여워 어? 고구마 고구마 가장 유명한 새우 바게트 많이 샀네 갑자기 엄청 많이 샀네요 배고파서 이야 <laughs> コロッケマンわそれとマヨネーズの味噌汁、うん、わ三三のボタン増し、うん、ケランのサンドイッチみたいなのを三三してたのソースが出ましたわあわあマシだったにゃーパジャンしてるパジャンしてるにゃーこんにちは 뭐야? 어, 뭐야? 뭐야? 와 뭐야 진짜, 로 제가 시원하세와 진짜로? 와 진짜 너무 부드럽다 미쳤다 뭐지 무슨 맛이지? 치즈빵인가? 아니요 뭔데? 아 뭐지? 진짜로? <laughs> 진짜라? 햄버정이지 네. 와 진짜 치, 미쳤어 뭐 흘러내려 아, 맛있어요 아마이 크림치즈 같은데 모짜렐라고 이슈니 알가서 자련치. 매우 싫어해요. 오, 어. 근데 진짜 와타시 너무 좋아하는 아, 아 이렇게. 여기에서 그 쉐징코가 진짜 미세해요. 아. 한국에서 커먼 어미르 잡. 어. 宿題やってる人もいるし飲んでる人もいるから座って그런거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진짜 크리코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포 여행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사랑해요 여보세요? 현장에서죠? 예?